바람이 좋아 눈을 감고 귀 기울이며 닿을 듯한 행복은 또 어느샌가 고운 미소로 내맘 가득 언제나 가까운 곳에 기쁨이 되어 내게 용기를 주네 항상 커다란 나에게로 더 멀리 날기를 원했지 날 걸어 싸웠던 세상 한번 고개를 들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 처음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저기 눈부신 나의 꿈을 향해서 지났던 많은 날들을 돌아보면 언제나 한번 고개를 들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 처음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저기 눈부신 나의 꿈을 향해서 이 순간들이 나의 시작인